아무도 모르 뭐, 아무도 아야야 군대라서 빛이 겁나 아무진데 야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빛이 들어봐 이거 아 이거 정신다리다 이거 야난 준비됐나 오늘 빛이 야 좋아 좋아 좋아 자그 카운트 들어갑니다 자3 2 1 Let's go 28 우리 99 5년 전부터 증명해진 우린 오합지술 아, 아냐 별거 아냐 이중도의 합작은 충분히 나와도 마땅한 성공 작품 우리 세월 무시 못해 무시 못할 정도로 시너지가 잘만지 너님한테 맞았지 평소 웃어주니까 네가 생각하던 싹 다 받아주던 나와 다른 것 맞지 드디어 볼 수 있게 너의 그 정수리 드디어 볼 수 있게 너의 그 초라한 모습이 나로 인해 감춰진 너만의 자질 안되겠다 싶으면 보증준 너의 자질 그것마저 자신 없음 처음부터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를 말았어야지 그래야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가 안쳐맞고 사지 병신 같은 새끼 아무도 모르는 숲에서 우리는 미치게 놀고 있어 모르는 방에서 우리는 미치게 놀리고 d now 아무도 모르는 집에서 우리는 미치게 놀고 있어 아무도 모르는 방에서 yo, yo, 우리는 yo. 미치게 놀리고 d now r e e t Fighter Gangster 그저 인스타 피스톨 나는 이렇게 피스톨 네가쓰에 피스톨 yo 마이크폰 잡아도 그저 그냥 개껌 물어봐 나에게 너의 안개점 I don't ever give me 갈 것도 없지 비밀 말하지 않아도 회 난 다시 페이백 하이파이브 와이파이가 왜 이래 슈퍼루키의 등장에 모두가 놀라서 홀리 중이에 닿은 손길에 너희를 만들어 졸린 만들어 making 내 미래 everyday 똑같은 사람의 반복 지금내 이젠 걸음이 되었던 나는 지금 막혀있네 편법은 없다고 왼쪽에 집에 박혀있네 Who is the best 외쳐 KMJ 바라보네 하늘 위 계속해 나는 go high 아무도 모르는 집에서 우리는 미치게 놀고 있어 아무도 모르는 방에서 우리는 미치게 놀리거든 now 아무도 모르는 집에서 우리는 미치게 놀고 있어 아무도 모르는 방에서 우리는 미치게 놀리거든 now Victory, feel right, spring 뺏은 소린 빌라 Gonna make a star, 기믹은 저리 불리 Paper large the level, I'm a winner I'm a winner and beginners Don't forget the Picasso Oh yeah okay 여기 이미 길이가 매수치를 찍어버렸다 나는 머리 높게 모자 쓰는게 사치 여자 돈 자른 것도 질려버린 게 굿킵 저기 B부터 F부터 to them 우리 둘이 같이 back to the bang Have never 나도 trapping all of this is trash 이 도덕 along my brother won the game 어 l 불러 my pain Gotta move on and maintain Let's go go go get it 군발이 아프는 일념 남쪽 발이 얘기도 거리타보 다디 비슷한 꼰대들은 분명하지 나도 잡아 내 칼비 그 스타일 제다른 카피 뽑아 쓸래게스 갈등 내가 랩을 뱉는 만큼 제대로 침을 뱉는 칵테일 지금 생각해봄 될놈단 한 번에 마침표를 찍게 다시 더 달려